했어 진짜 거친 상황 게스트 아, 네. 사야 사야 my 사야 오늘은 요리 저와랑 네. 요리 대결을 할 거예요 와. 우리 아직 그 어, 아, 레시피 아직 몰랐어요 음. 그래서 이따가 이거 우리 레시피 보고 요리할 거예요. 사진만 보고. 사진만 보고요? 진짜요? 네. 레시피 안 알려준다고. 아 진짜요? 오케이 음. 레시피 없어요. No recipe. Just looking at the picture I'm gonna cook. 어, 이거 어, 어, 무슨 요리 알지? All the ingredients here.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거 처음 만들어보는 <laughs> 거라서 진짜 어렵겠다 요리 경험 몇 년이에요? 요리? 요리는 네. 많이 안 해봤어요 <laughs> 와, 와 진짜? 요리는 진짜 많은 사람이요. Why are we making this? 이거 진짜 알아요? 응, 진짜. 좋아요? 전 어, 진짜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와, we're making this 찜닭. 점자는 저는 사이즈 이런 거 좋아요. Just medium size. 처음 봤어요. 대박. A bit of sugar, I think. sugar 여기 있어요. 소금, salt, a little bit of salt. 와, 잘잘랐어 네. 사연은 어제는 요리 경험 잘못했잖아요. 오늘 오늘 왜 이렇게 잘해요? 아, 이거 빼야 돼요. 빼야 돼요. 이거를 버리고 올게요. 이거를. I, I I'm nervous now. 어요. 어, 어. 별로일단 냄새만 좀 아, 됐어요 아 냄새만 얼마나 넣어야 할까 이거 모르겠어 진짜 고추장 자 얼마나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모르겠다 어떻게 거기 왜 이래 고추 고추 네? 고추장 모르겠네 일단 해볼까 난거기를 어, 먼저 놓고 이만큼 놓고와 이런 거 이런 거만큼 와아 아지반 조금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아 이거 아 설탕 넣어야 될것 같아 넣을게요 고기랑 감자 안에 들어가 있는데 많이 싱거울 것 같아 이거 어, 그 이거 이거 고추다 넣었어요? 고추, 응 고추장이랑 그리고 간장 아, 이거 설탕 많이 넣어야겠다 지금 이거 이거를 일단 안에 맛이 응, 끓이 끓일게요. <laughs> 있어요. 이- 이거 모르겠지만. <laughs> 이거 모르겠지만 이거 좀 써야지 여기 있어서 어. 이거 넣고 정다 넣고 힌트 받으면 안 돼요 이거 아니에요 <laughs> 네, 이게 네, 맛이 잘 들어가도록 지금 끓이는 거예요 김치찌개 아니에요 된장찌개도 아니에요 조금 달, 달게 만들어 볼게요 이거 찐 간장 많이 넣어야 돼요. t 유니티프 e a l l y to put a l o f salsa. 아, 예. 다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음. 아직 어 마지막 마지막 아마 5분 10분 넣었잖아요. 제거 어, 이거 조금만 어. 약간 클리닝 해야지. 아 아직 돌리고 있어요. 저제 거. 이거 먹어도 돼요 여러분 It's okay to eat guys 잠깐만 어. 마늘을 모르겠어 It's salty and sweet 안돼 너무 짜 이거 안돼 안돼 I think it's missing some spice We're missing some pepper 맞아요 어. 솔직히 맛있게 보여. 솔직히 어, 진짜. 어, 이거 여러분 진짜 아니지만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탁들 왜 너무 하얀색이요? 약간 넥, it's like naked chicken. 짠. 어. 넣고 음. 2분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오, that sure looks good. 이따가 이름이 줄게요 이거 사양 거 이름이 주세요 이거 이름? 응, 어. 사야 애정 카드 찐따. <laughs> 아, 완성 아 유리 좋아 짠 아, 아, 이거 유리 좋아의 순, 순순한 순순한 <laughs> 순순한 물다물다 <laughs> 물닭 하고 먹어야 맛있죠 단면. 아 맞아요. 단면라 먹어야지. 음. 일단 맛있게 보여요. 음. 맛있게 음. 보여. 맛있어요? 네. 오. 맛있어요? 네. 어떤 어떤 맛? 조금 짠데 음. 맛은 괜찮아요. 야채는 당근은 너무 익었어요. 아 그래요? 네. 모이다. <laughs> 싸요? 간, 간은 잘 맞췄어요. 맛있어 맛있어요? 네. 아... 짜지 않아. 아 짜지 않아요. 네. 선, 네. 선택을 하려면은 음. 둘다 맛있지만은 음. 간장 들어간 게 조금 담백하고 더 나, 내 입에는 아 진짜요? 네. 오 감사합니다 둘 다 맛있어요 둘 다 맛있어요 음, 둘다 맛있고 차이가 나는 거는 음. 여기는 고추장 맛이 많이 나고 여기는 순수하게 간장 맛 음. 그래서 여기는 고추장이 조금 적게 들어갔으면 덜 짜지 지금 약간 짜졌어요 요게 처음에는 안 되는데 이거는 <laughs> 음, 이제 슴슴하게 애기도 먹을 수 있는 간장 아, 그럼 그럼 하나 선택해 주세요 하나 선택이요? 네 어렵네 저는 오늘 좀 화끈한 거 매운 거아 매운 거 어. 오케이 음! 육탕 안에 먹으면 맛있어 이거는 싸요 아, 근데 타면 짠거 같아 잠깐만 타면 먹어 뭐? 음. 음? 맛있어요? 응? 음? 맛있어 진짜요? 응? 어? 맛있어 저거 먹어봐요 Let me try 응? 딱쫄데요 응? 진짜 한순한 느낌 있어요 응, 생각 맛있어 아고기는 진짜 부드러워 음. 음. 나 이게 소순 한맛음 맛있어